기다려도 연락 안 와, 강재야. 보고 싶습니다.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. 내 안에 그 사람의 공간이 생겨나고 그러다가 결국 온통 한 사람으로 가득 차버리는 겁이 났어요. 뭐가 겁이 나요? 만져보고 싶었어요, 얼굴을. 정말로 다 사라지기 전에. 근데 너무 쉽게 그러라고 하니까 겁이 났어요. 다 이미 넘어갔다고